authority. What's up? Yeah. What? Yeah. Yeah. I'm really starting on 큰 돈을 만지지만 아조끼엔 자꾸 쌓인 랜이 울려 What? 절대 안 했던 okay. 챙겨야 될내 동네 가족 친구 모두 날 보고 여잔 너 이제 집에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집안이 싸그리 다산 이젠 집에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온 집안이 싸그리 다산 I'm r e l l y starting n 어때 아, 아, 날만은 안개는 때려봐 남자라면 여자대로 해도 때론 세상이 괴롭혀 수차로 된 비가 내리고 있어 내게 제대요 늘내 기분 못지게 yeah, yeah. time sign 내 눈엔 달러 s i Too many 멍클레어 b o 이제 내 겨울은 뜨거워 철마다 철럭 철리 이제 천 넘은 너널 지난 악행의 터널 근데 한참이 어떠어 너랑 너의 스맥이 과병제들 물티 넌 말이 많고 난 행동에 나가진 말이라면 없이 포티 Yeah, rich, we're ice gang, up in this bed 넌 말이 많고 우리 부조, 우리 물티 I'm really stoned 큰 돈을 만지지만 한쪽 귀엔 자꾸 쌓인 레디오요 난 절대 안 했던 챙겨야 되는 동네 가족 친구 모두 날 보고 여자 너 이제 집에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사임 어찌 많이 싸그리다 사임 知れ온 집안이 싸그리 다살 이제 너만 돼 용돈을 pay pay 밤을 지새워가며 너를 쫓더나 난설 테니 K You saw my dick 어. 이것이 한석봉의 간지다 우리들의 선순생 제곱셈 친한 척은 노땡 사람이를 우릴 괴롭히는 삶을 꿈꿔서 no care 익숙하지 폭행 그러니 조심해 다치는 놈들은 대가리를 박아 우리 무리 앞에 시작은 listening reach or die 아직도 화장실없는 영화 야만만 있던 그 꼬맹이가 올라감에 뿌려대는 이만 박생 가스 that's why we fight 칠까 cause we pop 꼬리칸이 우리 뭔가 붙잖아 얼음 라이프 오케이 예, 여기 왼쪽 소리 질러 여기 오른쪽 소리 질러 다 소리 질러 하늘이 알아줄 거니까 가슴으로 노래해 내가 겪은 모름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만큼 힘들었으니까 난 모든 것에 감사해 1, 2, 3 내 밑에서 n o b o knows skill 헝헝헝헝헝 근데 난 멈출 수 없어 k i l l Run run run run run I really story none 그 돈을 만지지 마라 조끼엔 자꾸 사이렌이 울려 난 절대 안 했던 챙겨야 되는 동네가 될 친구 모두 날 보거든 여자 넌 이제 지금 언제 반이 싸그리다 사 이제 집에 쌤쌤 소리 질러 즐겁게 질러주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Thank you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Let's go 여기 어린 친구들도 지금 있죠? 어린 친구 없나? 아 있네 맞네 맞네 어. 수위를 좀 조절해서 이제 신나의 목사를 가는 차고 다 알면 만약에 알면 따라 불러줘요 나어와어 꽂힌 주먹 속에 라이터 언젠간 비춰주겠지는 밤 하나하나 두른 다이얼 뒤가 무서우면 누르다 나이 okay. 이젠 커진 나의 라인업 여기 많은 사람들 중난함 Look at I'm n fucking liar 이제 모두 다 따라해 내말 거울에는 지방 가득한 패보 이제 세세 나의 목살은 행동 칼을 차고 다녀도 없는 갱스터 나이잖아 우리 출신은 게로 내 동네 사람들은 믿는 날나 근고인 와 또 꼼꼼히 락도 고미 아닌 밤 어. 주변엔 언제나 체이서 그 사이 유일한 체이서 알자는 주시는 대로 시작은 밀폐 된곳서 밤새 작업해 방을 노린 거지 너로 전리 품을 나눠 소원은 배불러 라고 저절로 말하길 바라던 놈들은 다 t 내가 더 p 남들은 오해 단점들 너로 랩도 어. 기지겐 다 끝내고 hands up 어. 움직여 when everyone say no 고민들 언제나 okay go 밥그릇에 늘 붙는 해초 넘치기 어. 직전인 내 제떨 생일 때 사먹었던 생선 Let's go! l 꽉친 주먹 속에 라이터 언젠가 비춰주겠지 내밤 하나하나 두른 다이얼 네가 무서우면 누르던 나이 젠 커진 나의 라인업 여기 많은 사람들 중 나나 No c a r I'm n fucking liar 이제 모두 다 따라해 내 맘. 걸 항상 인피 그랜 노토리어스 덕에 더욱더 늘린 내 바지통 우리 엄마 통장에 마이너스 때문에 난 항상 강지 다이어트 그때는 나의 삶 자체가 문제 남편들밖에 없었던 내 동네 영웅은 어깨 악당은 숭배 그렇던날 상진이가 무죄 나는 가난한 속길 돈이 좋아 나를 편안하게 자란 너는 몰라 사실 알면서 다 익숙하면 속아 그 시간 우리 통수를 치고 도망 목에 피가 나더라도 shit 돈을 못 벌어도 do my shit 안 궁금해 오늘의 날씨 I will suck it and take my chips my take my c h i p 나는 돈을 쟁가하듯이 쌀 거고 내 손목에 매일이 난 no sport 인스타에서 보던 성형한 몸매 주민들은 이제 나의 파트너 공장안에 밥만 먹었던 우리는 곧 듣게 될 거야 Love story One, one, 꽉춘 주목 속에 라이터 언젠간 비춰주겠지 내밤 하나하나 들은 다이얼 네가 무서우면 누르던 나 okay. 이젠 커진 나의 라인업 여기 많은 사람들 중난 나 p yeah. Okay I'm n fucking liar 이젠 모두 다 따라해 내말 거울에는 지방 가득한 fat boy 이제 슬슬 나의 목사는 행동 가는 차고 다녀도 원한 gangster 나이잖아 우리 출신은 ghetto 내 동네 사람들은 믿어 날 어. 날 끌고 행 g 어. 또 꼼꼼히 l o c k d o w 꿈이 아닌 밤 어. Yes sir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힘, 아 힘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다음 곡까지 일단 분위기 싹 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렛츠 고 렛츠 고 거기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10대? 중학, 중학생들? 에너지가 다르고 잘 놀아 렛츠고 어. 그때 소원 길이로 백반 천국장 6천원 나 체크권 안 읽고 들어간 집 마치 공권 짧은 치마 HP 야치노라 이제 내 직원 준비했어 변호사 졸리지도 않아 내 법원들을 해비 프레임 해준 대리만 만지는 배신감 만들어 페리카나 또는 BBQ나 뭐 먹고 싶은 거 다시 가니 너도 비싼 거 내비 빈절이 치워 저기 저 누나가 내전좀 따라줘 캔스핀 뼈를 때려 오늘 우리 집에 파티가 열릴 거야 연 살때 집보라 편했던 장소는 나에게 사이골목 배고플 때 잊지 못해 그땐 힙합이 유일한 플라토 질이 참 나빴던 머리 어릴 때 들락날락했던 이 방법은 고쳐지지 않은 성질 나라서 이전에 드러나 치아보험 어어 어릴 때 없죠 너랑은 난잘 이안한데 완동물이라는 할 수가 없어 어, 어, 내 손불이 덕에마저 내 칠리죠 우리는 셋이 다 인간 세탁소 여자가 돌아가면 빨 어. 내 소원 끼니로 백반천국장 6천원 나책 권안 읽고 들어간 집 마치 군걸 짧은 치마 HP 양아치 누나 이제 내 직원 준비했어 변호사 졸리지도 않아 우리 엄마는 1등석을 깨끗이 너를 좀 좋아한 여자와 받으신 그녀는 내 덕에 출연한 매거진 나는 술 마시고 있잖아 NC 어릴 땐 배고파 오르대 매일 시끄러 처맞고 냈지 like 매미 움직여 얻어야 했어 난 개미 이제는 초인종으로 된 매미 온몸에 감기는 트로피 명품을 도면에 범위 어. 사치를 위해서 벌린 나만 살찌대 지갑은 안 털린 목숨을 걸고서 챙기지 전진 방법은 알잖아 no 앞일은 바뀌지 너네는 다른지 하는 말이라고 no 다같이 그때 소원 끼니로 백반 청국장 6천원 나책한 권안 읽고 들어간 마치고 걸 짧은 치마 HP 양아치 누나 이제 내 직원 준비했어 변호사 졸리지도 않아 대법원 Yes sir 바로 주세요 다음 곡 팔아주세요 이 노래 진짜 일어서서 놀아야 돼 이럴 거면 왜 앞에 앉아있는 거야 저기 뒤에 무식이 밟아둔 치는 우리 세 명이 너무 기특했대 주인이 사대 청년 기다렸더니 질투난 병신들 긴급대책 남자 쉽들를 그럴 줄 알았어 야망은 무슨 그냥 기집애네 맞아 우린 착하지 않아 나보 뭐 그래도 난너 캡처하는 나보 Hey Hey 안심히 떠오른 걸 라이프로 펴라 Hey Hey 샤샤샤 Okay Hey Hey 안심히 떠오른 걸 라이프로 펴라 Hey Hey Say one Two 아무것도 없이 난 이렇게 봐봐 있어도 버려진 나 이렇게 놀라대지 내는 다 이렇다 멀리 좀 많아 시야 가리는 몇 개 밑바닥에서 난 게임 이랬는데 못해 그분이 있다면세 따라 너네 페이소 매일 밤댄고 행복해 땡포 못 멈춰 말아서 난 이룰게 꿈꾸는 앵콜 도는 더 개고 우린 좀 만들어 죽이는 스테이지 내낌이 원하고 스 그느낌 가지고 씨 조금만 더 내려지 조금 더 터뜨려 비 한숨 너를 쉬고 있을 때 가슴 여자 가슴 만지네 하늘 돈내 편이지만 아픔까지 즐겨왔기에 한숨 너를 쉬고 있을 때 가슴 여자 가슴 만지네 하늘 돈내 편이지만 아픔까지 즐겨왔기에 하나님 보시길 발버둥치는 우리 설명이 너무 기특했대 지리사 때 초명 기다렸더니 질투란 병신들의 긴급 대책 여자 새끼들 그럴 줄 알았어 야망은 무슨 그냥 기집애네 맞아 우리 착하지 않아 나빠 뭐? 그래도 난 독해 쟤네는 나빠 Hey Hey 아침이 떠오른 걸 like p u Hey Hey 뭐라고 Hey Hey 아침이 떠오른 걸 like p u Hey 루이 우리 보고 배웠다 일찍 찾아버린 잭팟 오케이 시간 있으면 얼른 타 바이바이 대체 쌀 가루 딸 절대 안 가난한 교회 어서 경의를 더 표해 존나 커졌어 맨브레 e e free flow 변하는 crazy 지치 변하지 않아 내길 10m 뱉은 지 bitches I'm king 하나님 내게 비 말고 이름을 놀려야 돼 힘이 필요해 Jesus 너네 쉬고 있을 때 가슴 여자 가슴 만지 내 하늘 또내 편이지만 아픔 깨치고 어깨 한숨 너네 쉬고 있을 때 가슴 여자 가슴 만지 내 하늘 또내 편이지만 아픔 깨치고 어깨 하나님 보시길 발버둥치는 우리 세 명이 너무 기특했대 이상대 천명 기다렸더니 질투란 병신들의 길금 대체 여자 새끼를 그럴 줄 알았어 야망은 무슨 그냥 기집애네 해 맞아 우리 착하지 않아 나보 그래도 난 웃긴 쟤네는 나빠 Hey Hey 애쉬맥 떠오른 걸 라이프로 팔아 Hey Hey Say what 샹샹 Okay Hey Hey 애쉬맥 떠오른 걸 라이프로 팔아 Hey Hey 뭐라고 샹샹 Okay 이떻게 우리 같은 애들이랑 결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laughs> 좋은 남자 만나 좋은 남자. 우리는 어? 골방에서 썩어야 돼. 여자 만나면. 거기는 그러면 고등학생이 주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후! 어. 알았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 여기야, 지금 제주도 어, 어디죠 여기야? 제주도. 애월 애월 애월 애월 애월 애월 저 제주도 진짜 많이 놀라요 저희가 김포 살아가지고 김포공항 강남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빨라요 더 빠르지 예, 네. 제 제주도 진짜 많이 놀러 오는데 다음에는 애원에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가볼까요? l e t 포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아무렇지 않게 벌박히게 뜨거움이 없는 너네 시체 너네 구경만 꼴리는 뒤태 멸하고 두박아도 고라는 내게 스팀팩 나는 부셔내 꿈은 미랄 아무것도 아니야 잡은 말 do okay. okay 말해 뭐해 살 건데 세차 Let's go Let's go 우리 차고는 마치 두바 DK For sure, for sure. 아빠 다리, 아빠 다리. 왕초, 왕초. 부터 파리, 난 bro, 난 bro. 베라리, 낙초. 그냥 사진, 없이 산지 오래됐어 vacation. 슈퍼카를 몰고 박아 young Asian. 기름 줄줄 세진 액션은 bacon.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낸 sensation. Go, go, go.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나는 달려나가서 radio. Don't, don't, don't.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이터. 조각 조심하는 행실. 내가 챙길 거는 부모님의 살신 대신. 나는 신기록을 갱신. 23에서 23에서 푸시하 아무렇지 않게 벌박히게 즐거움이 없는 너네 시체 너네 구경만 꼴리는 뒤태 멸하고 처박아둔 꼬라는 내가 스팀팩 나는 부셔낼 꿈인 페라리 아무것도 아니야 잡아만 오케이 말해 뭐해 살 건데 세차 Let's go Let's go 우리 차고는 맛이 두번 Let's go 가슴 억을 벌어 돌아 씨발 그냥 연애 좋은 것만은 너에게 넘는 명예 okay. 반면에 너는 sit down to the 용이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명분이게 이번 사건은 우리 스스로 종결이네 4AA 페라리를 부시고 가니고 바로 또다시 마음을 준 다음 자리 찾지 한 여자의 마음 상처 준 감이 또 어디 가서 하든 가만히 못 짜지 힙합 이용할 거 이용할 거 이제 돌아내서 버리니까 허디나 아저가 슬리파니 힙합하는 돔 나는 허리나 샤이 나 그런 새끼 맨날 팔고 팔에 박자 타지 1, 2, 3, 4 돈벌 생각하면 또또 5, 6 seven, eight 내 통장이 공여덟 개로 다시 one, two, three, four 동물 생각하는 더 웃겨 five, six, seven, eight 내 통장이 공여덟 개로 죽었다 태도 완벽한 태도 우리 방송 안 타고 따라고 말아 허슬 돈 벌수록 더욱더 누벼요 근데 우린 전하게 밟아 패러발 부셔지고 피버 만져보니 아 씨발 존나 뜨거 저 새끼 또 힙합 하나 뛰노 랩 하나 너를 내 맞춰나 피고 형의 위시 vs we don't that shit 무슨 거라 우린 단주 that shit 왠지 차도 뭐라 한주 that shit 강인 소리 비만 박스 that shit 번돈은 없어 검은색 bitch 전부 목다리 버는 that bitch I'm we 아닌 벌맨 shit 누가 우리보다 힙합 bitch 영원 따위 g o i n 라 너를 가득해 feeling like 파라 맞아 우리 가사 전부 다 차라 라라라라라 like 카라 우린 돈보다 좋잖아 내 친구에게 월급을 받아 물론 아무것도 아닌 just 파라 yeah fucking 파라 bitch 아무렇지 않게 벌받기게 뜨거움이 없는 너의 시체 너를 구경 막 걸리는 뒤태 멸하고 주박아도 꼬라는 내게 스팀팩 나는 부셔낸 꿈인 Ferrari I'm gonna go to one out of my mind. 손이 제자 Ay, who's the best dresser 박영배이 틈도 가져켜 uh, 잘 되면 셀러 못 되면 평생 리셀러 개성은 시대를 아타 나를 새핑 모든 게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이와 I'm too sexy 한집 주고 센집 프리미엄부터 두번 세번 내면 yeah I'm on 홀로 두미치 게 하겠지 work 이유는 뻔하지 새로운 옷 하나님 위치 건 말하지 마건막 밀린 하면서 멋진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 목에 다 채워진 like chain One, two, three, four 세상은 것도 지겨운 and you think I love my hand One and you change 우리 엄마 생일마다 생가왕이 생기지 신기록해 우린 없어 벤치 나는 매일 셋 I really keep on 새로워 그래서도 괴로워 책임을 가진 삶은 생각보다 괴로워 언제나 let's go work 내 옷은 새로워 난 운전할 and a pit of widow wall. Yeah, I'm motion three check. They want to mess up me. What? I'm on the mind I'm part of normal chicken. Mom, true, soft, son, i stand. I'm not moving, 기분이 째져 Hey,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top? 어? 잘 되면 seller 못 되면 평생 리 e 러내 개성은 시대를 아타 아타커스 나는 새삥 모든 게다 새삥 보세 옷을 걸쳐도 불들 묻는 데미 w h I'm too sexy 한집 주고 살지 프리미엄부터 두배 사는 내가 yeah w o 나는 새삥 모든 게다 새삥 오케이. 타고 주세요. 우리 집 담벼락 무너져 사람들이 계속 기대고 늘어내길래 나이는 어린데 대가리 네 커져서 어 가르치려 개기네 말하길 못하지 우리의 통장이 내 말에 증명을 해주는데 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 근데 너라고 다를 게 뭔데 친구들 모두 못했었던데 하지만 내 조린 우리들의 애 우리가 곧내 소리 시간 포기나 했죠 도기간에 서서 따라오기 좀 f u c k 이제야 돈을 막 버니 시기 질투받지만 고치는 20안 생기는 여친을 고민해 뭐 가난한 우리는 벗겨 입 또 원은 또 보고가 현실은 실룩창 상밖엔 보름달이 내 앞에는 너도 불간절하게 체스트림 돈이 없던 새끼 음악으로 팝밴 실명의 프로벤 돈이 나를 test 이 소린 절대 못해 나좀 help me 돈 벌어봤자 만점 못해 test 동네 친구들은 말해 나좀 태워 take me 어린 새끼들은 대표해 허리야 비료의 향기야 생기는 따위야 만들지 추위 우리들 거리선 우리들 노래 속 가사가 흐르지 사랑의 추위 93벼라 무너져 사람들 기대고 들어가길래 어린데 내가리 커져서 어른데 가르치려 개기네 한마를 못하지 우리의 통장이네 말해 증명을 해주는데 가난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 예. 예. 달고 다녔는데 세시모도 따닥따닥 붙어 땀을 쩔어도 오죽할 듯이 잠에 드는 인평철이 단칸방 단 따라 했던 그 가난한 지금 매 우리를 웃게 하지 지금 지금 쿵쿵쿵쿵 빨간 기믹 놓치라는 캠 언제든지 시력으로 드시들이 남을 지게 만드는 주태로도 백장이든 주식까지 무너지 캘펌 김민철의 땅바닥 피해 부셨던 그 칼바람 이젠 세제는 줄락 락일락 내 친구들은 도치만 정가자 모두 찾고 있어 내 이름은 낙하산 나 이야기 너 내와 다르게 둘이 되는 이 시절 꼭 보면서 너의 저 새끼들은 북도만 지지지리도 우리 집 내 벽가랑 무너져 사람들 에게서 귀대고 들어대길래 나이는 어린데 대가리 커져서 내 가르치려 얘기네 반박을 못하지 왜 통장이냐 증명을 해줘야 돼 가만히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 그래 라고 나를 하는데 도장에다 박아버려 숫자로 된 고신 병신에서 전신 하나로 난 변신 너네 병신인 건 모르는 게 현실 구석에 처박힌 게 마치 자가 격리 나와 친구가 되자고 fuck you 아리오스 난 이뤄내고 있어 내 두 다리로 나는 이미 걸었다고 내 모가지도 아직도 살기 힘든 것 마냥 왜 줄타기 플로우 아파트 지하 사치를 타고 당해 페트병을 메고 자던 그때를 넌 아직 기억하니 학원 바이라니 놈이 손가락만 열리네 희한가 비밀치는 인생은 아냐 니들 딱 보면 것은 한데 싹수가 쳤노란 게 슬슬 보여 마치 살면 개랑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친구들은 다 같이 높이 올라가자 특별한 모든 사람들 계속 비대고 드러내길래 나이는 어린데내 가리커져서 어른들 가르치려 개기네 반박을 못하지 우리의 통장이 내 말에 증명을 해주는데 가란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 근데 넌 알고 다를 게 뭔데 이제 마지막 곡인가요? 마지막 곡? 그래서 지금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서 많이 따라 못 부를 것 같아. 그냥 바로 갈까요? 네, 곡 바로 갑시다. Let's, go. 오케이. 이 노래 오케이. 알아요? 불러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보겠어.

뛰어 내게 폭폭해 눈 뜨고 나니 전본데 일을 해도 줘 payback 가난한 게 make me j 닥쳐 you know my pain 변이잖아 we 벌어들은 다 스테이크 마치 남들 앞에 마침내 울려대는 s 길거리에 도망치다린 칼처럼 앞이가 아, 흥건해 우리 그떨 땐 머물렀지만 그냥 인생 영이제로 맞췄었지 그땐 그래 우리 살아나왔어 이제 어디 가든다 비어 수도 없이 맛보 어릴 때부터 해부터 상을 절대 할수 없었지 신고 할수 있는 게 오직 기도 어떻게 느끼겠어 피고 붉게 무자를 내휘노 지금 그 땅이 솟아내 바닥에서부터 climb 있 대로 다 트라이시 돈을 원했어 단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고민 없이 걸어내 뭐가지 이제 눈물 없이 보지 못하겠어 내 어린 적 사진 엄마 내가 돈 못 벌면 파워적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 얼른 가난을 졸업하고 말 거야 난 반드시 변하지 않아 가슴이 멈추지 않아 나의 도전 난 잃게 없는 아침이 나의 친구들의 눈엔 아직 슬픔이 담긴 흰자 내 친구들을 꼰지른 바에 난자 전기 의자 어릴 적에 생긴 상처들을 다 명품 옷으로 위자 내가 죽고 난 있더라도 절지 않아 희망 텅빈 길거리엔 도망치더니 칼자로 앞이가 흥건해 우리 그떨때 넌 몰랐지만 그는 힘센 이제일 멋졌었지 그땐 그래 우리 살아나왔어 이제 어디 가든데 비어 수도 없이 맛보지 어릴 때부터 상을 절대 할수 없었지 신고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도 어떻게 느끼겠어 피곤 게임을 잘할래 피곤 감사합니다